자 그럼 음. 저희가 한번 느린 화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약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red팀 시점이죠 예, 그렇죠 뭐 순간이동까지 써서 룰루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arding을 보면 레드팀에서 신경을 아예 안 쓴 건 아니거든요 네, 아무래도 돼 있어요 예, 본인들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양옆에 map 전반적으로 좀 warding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느 정도 눈치챘던 것 같고 안 걸렸어요 mid 쪽으로 올라가는 건 아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. 몰라요. 레오나는... 레오나가 이제 지나갔는데 레오나가 왜 오지? 뭐 그냥 시야 먹나? 어, 다시 와서 ward 지웠어요.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 별로 모를 것 같아요. 오케이. 레오나만 있으니까. 빅토르가 보였어요, 살짝? 빅토르는 레오가. 뭐 레오나 빅토르? ping이 찍혔어. 저기 그렇죠. 있구나. 빅토르 있다. 빅토르 레오나가 들어왔다. 음...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알았던 이제 봤어. 그렇죠. 아 이제 봤어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약간, 알겠어? 네, 설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minion 웨이브도 미는 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minion 없이 설마 들어왔겠어? 그렇죠 네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건 이거는 좀 레드팀이 아니랬던 게 뭐냐면 top라인을 보시면 본인들 minion들이 다 들어갔 다 들어왔는데도 네. 상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오 stack dragon 음. 타이밍이 음. 왔는데 상대가 오 stack 쪽에 오지도 않고 있고 말씀하신 top 웨이브를 막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빅토르는 위에 보이고 있고 바론은 아직 1분이나 남았는데 바론 쪽에서 약간 얼렁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?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, 이거를 설마 이렇게 들어왔겠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. 아군의 어떤 람모스의 판단 이건 통할 좋았...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좋았네요. 그러니까 보통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아, 오스텍 때 그럼 꽝한 타를 붙자. 이런 콜이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이잖아요. 그게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죠. 예. 예. 근데 정말 이런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동선도 아주 좋았고 음. 아, 이게 티어가 높은 티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진짜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예.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. 음. 철저하게 ward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이거는 레드팀이 뭐 몰랐다기보다는 설마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죠. 그리고 완벽하게 다섯 명이 다 걸렸던 건 아니니까요. 다섯 명을 봤으면 그건 막으러 왔겠죠. 무조건 왔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.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레드팀은 그렇죠 오영 먹으면 우 무조건 이긴다 <laughs> 그리고 뭐 상대가 막지도 않잖아요 음. 이거는 뭐 상대가 버리나 보다 싶었을 텐데 그때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레드팀이 어, super play backdoor로 승리를 가져가는 어,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자체는 뭐 깔끔하네요. 군더더기도 없고 깔끔하고 요즘 meta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람머스 코그모도 나왔고 여러분 정말 게임은 이렇게 운영으로 오더로 그리고 포탑을 nexus를 깨는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한타에 집착하지 않고 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LOL은 결국 공성전입니다. 그렇죠. 네, 공성전이기 때문에. 음.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을 예, 만나봤고요. 자 그러면 이 사연의 tier를 저희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즌1 마지막 방송이라 최대한 그쪽 buff를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 뭐 매주 buff야. 하다 보니까 그런 것같아 어, 매주 buff야. 냉정하게 이유가, 가자고 <laughs> 뭔가 항상 이유가 있어 아 냉정하게 가요 냉정하게 갔을 때 그냥 아주 무난했고요 근데 그냥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사연들의 어떤 패턴과는 전 조금은 다른 맛이 그렇죠. 있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어떤 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시청자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저는 어,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플래티넘. 플래티넘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. 오, 뭐 주기 잘 맞는데? <laughs> 좋아요. 원래 는 골드인데, 원래 는 골드인데 좀 사연이 신선했어요. 알겠습니다. 신선한 맛이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제보하신 김진명님께는 저희가 플래티넘 등급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C X5!